어? 그도 그렇게. 아 진짜? 나 미니맘 이해. 또라이 또라이. 아 근데 또 SNS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야. <laughs> 약간, 자신감이 이렇게 차있는 사람. 네. 아, 이게 뭐야? 다음에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.